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콩나물을 사왔는데요 이게 어, 곱슬이 콩나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봉지가 좀 큽니다 1kg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좀 싸고 양 많게 이렇게 담아 놓은 거 있습니다 1kg에 이거는 1200원 하는 건데요 양이 좀 많아요 여름에 야채 비쌀 때 야채 가격에 변동 없이 늘 싸니까 이런 거좀 이렇게 좀 싼 거 있으면요 넉넉하게 사서 무쳐서 그냥 온 가족이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콩나물 무침하면서 국물까지 같이 꼭 먹고 알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깍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툭툭 이렇게 펴시면 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툭툭 털면은 어, 콩나물 깍지가 웬만큼 떨어져 나오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밑에 있 콩나물 깍지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좀 아, 정리가 됩니다. 네, 이렇게 툭툭 털겠습니다. 이제 씻어주면 되는데요. 두세 번만 씻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콩나물은 깨끗하게 거의 세척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두번 내지 네 한세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. 오늘 콩나물이 양이 많아서요. 이제 큰 냄비에다가 담았습니다. 국물도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요. 물은 제가 지금서는 한 1리터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. 콩나물을 삶겠습니다. 콩나물이 삶아지는 동안에 대파 한 뿌리를 썰어 놓겠습니다. 좀 가늘게 송송 썰겠습니다.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줄게요. 저는 오늘 이제 매콤하게 무칠 거거든요. 마늘 좀 굵은 거 다섯 쪽입니다. 근데 만약에 콩나물을 300g 정도 하실 때는 마늘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콩나물이 많으니까 마늘도 많이 했습니다. 잘게 다져 놓겠습니다. 끓기 시작하는데요. 끓는 동안은 뚜껑을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다 익기 전에 여시면 그 콩의 비린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열어보시면 되고요 끓기 시작하고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뚜껑을 여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시간을 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냄새 맡고 콩나물의 그 비린 냄새에서 익는 냄새로 바뀌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는 뚜껑을 엽니다. 이게 이제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를 아니까. 음, 조금 전에는 콩나물 비린 맛이 굉장히 심했는데 갑자기 콩나물 익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럼 불을 끄겠습니다. 콩나물을 건져내겠습니다. 콩나물을 제가 건져냈고요. 이 물이 뜨거울 때 다 썰어 놓은 거를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. 음, 그러면 대파가 파릇해지거든요. 그리고는 여기다가 간을 좀 합니다. 소금이나 뭐 액젓, 맛소금, 뭐 참치액 다 좋습니다. 일단 멸치액젓을 일단 한 스푼 넣고요.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. 그, 그리고 저녁에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만 넣습니다. 한 방울 좀 더 넣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간을 보거든요. 음, 이렇게 간을 맞추면 됩니다. 이제 간이 맞거든요. 그럼 이걸 이렇게 식혀줘요. 자 식혀준 다음에 아까 제가 건져뒀던 콩나물의 일부를 다시 넣습니다. 식혀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콩나물이 이제 아삭하게 국물 속에 있거든요. 그러면 자 이거는 어, 여기다가 드실 때 따뜻하게 드시려면 뭐 통깨 좀 갈아서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. 아니면 이거 냉장고 넣었다가 시원하게 그 냉국으로 드셔도 됩니다. 이건 식혀서 이렇게. 그러면 오늘 콩나물 삶으면서 국물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. 건전에 콩나물을 바로 찬물에 담가서 씻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게 렇 이제 씻어준 다음에요. 이제 건져주면 이제 아삭한 콩나물이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손님이 올 때 미리 콩나물을 삶아 두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는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꺼내서 물 걷게 해서 어, 콩나물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. 콩나물은 그냥 사, 데쳐서 보관하실 때는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루 이틀 보관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아삭한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저는 오늘 그 고춧가루 넣고 매콤하게 무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 넣고요 대파 넣고 완전히 시골 타입입니다 콩나물이 오늘 많아서 고춧가루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저는 3스푼 천일염과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만약에 이제 참치액 없으시면 맛소금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. 이런 아, 거좀 넣으면 감칠맛 나고 맛있거든요. 묻히시면 돼요. 국간장 어, 조금 쓰셔도 되고요. 액젓을 조금 쓰셔도 됩니다. 조금 섞어서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간을 잘 맞춰야 돼요. 같은 콩나물 무침도 네,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 다르고 할 때마다 맛이 좀 맛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보통은 간 때문에 그렇거든요. 간을 잘 맞춰 놓으시면 맛있고요. 간을 잘 못 맞춰 놓으면 물이 빠져서 좀 그래요.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콩나물 무침에는 깨소금이 넣으면 맛있어요. 근데 요즘은 보기 좋아라고 통깨를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통깨를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요. 지금 딱 드셔보시고 내 입에 딱 맞다 싶으면 그냥 드시면 이거 싱거워져요. 금방. 금방 싱거워지거든요. 음. 그래서 소금을 좀 더 넣고요. 약간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맞춰놓으면 됩니다. 그러면 맛있어요. 두고두고 맛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 짭짤하게 간을 맞춰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이게 끝까지 맛있습니다. 근데 지금 슴슴하게 맞춰놓으면 싱거워서 간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콩나물 무침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아주 매콤한 시골 타입의 콩나물 무침입니다. 근데 콩나물을 1kg를 사서 무쳤더니 아주 푸짐합니다. 콩나물 하나로 완전히 행복한 밥상이 되었습니다. 어, 이건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. 이 콩나물국은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놨다가 어, 냉국으로 드시면 됩니다. 날 더울 때는 이런 거 끓여놓으면 한참 드실 겁니다. 콩나물 한 봉지로 이렇게 어, 푸짐한 두 가지 반찬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청난 양의 콩나물 무침. 처 약간 짭짤하게 무쳐놨더니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간이 계속 요대로 유지돼서요 어, 계속 맛있을 겁니다 자, 이 콩나물 하나로 온 식구들 밥 다 먹을 것 같아요 음. 자 이렇게 국물까지 해결됐습니다 음. 너무 맛있습니다.